으쌰! 오! 나이스! 나이스! 굿샷! 와! 나이스! 와, 좋다. 오, 또 많이 간다. 굿샷! 오! 어, 됐다. 샷! 와, 어, 오잘공이가 아. 나이스! 나이스! 우와! 야, 어, 좋다. 어이구야. 굿샷!